뇌가 마취가 된 것 같네요 네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 꽂았어요 안녕하세요 지방과 체형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입니다 국소, 수면, 전신 순서대로 금식 시간 좀 알려주세요 국소는 금식 시간이 사실상 필요가 없죠 수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로 잡아서 6시간 는 그래도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최소로 잡아서 8시간입니다. 그럼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긴 것도 전신 마취?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더 늦게 깨요. 그러면 순서는 국소, 수면, 전신? 네, 국소는 뭐깰게 뭐 없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네. <laughs> 제가 이상한 소리 하네요. 없습니다. <laughs> 그 마취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00%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마취과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분이 뭐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좀 드신 이력이 길거나 이런 분들이 확실히 좀 마취가 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술 잘 드시는 분이 확실히 마취가 잘 안 됩니다 많은 용량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들어 원장님 그러면 지방흡입 수술을 하실 때 어떤 마취가 가장 선호된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어떤 마취가 무조건 제일 좋다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마취가 가장 옳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의사가 그 마취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마취는 하면 안 된다 뭐 사실 법으로 그거는 걸러져야 되는 문제고 그 마취 방법은 그 수술에 있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마취가 제일 좋다는 건 없고 이게 만약에 정말 작고 간단한 건데 여기에 거에다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는 거는 솔직히 오바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분 마취 그 다음에 이 분은 그냥 수면 마취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고도 비만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수면 마취 이 분은 고도 비만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알러지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이 있다든지 이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이제 예, 전신 마취 이런 식으로 어떤 마취 방법이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환자에 맞춰 갖고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취 크림으로는 지우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마취 크림을 바르면 피부 표면에 흡수가 돼가지고 내려가는 건데 이게 흡수가 될 수 있는 깊이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진피도 쉽게 잘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수술을 하면 안 바르고 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겠죠 절개할 때만 조금 안 아프네 아주 요만큼 근데 절개도 실제로 지방흡입이라는 수술이 결국은 피부와 그 진피를 넘어서서 그 밑에 있는 지방층을 뽑기 위해 가지고 그 절개를 만들어서 거기까지 이제 관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진피도 절개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마취 크림으로 효과를 보는 정도라면 맨살에 고양이가 핥기면 아픈데 마취 크림 바르고 핥히는 정도까지는 뭐 얘가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마취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투메선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과 체형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